아 졸려 죽겠다. 응. 절대 많은 허접이었지. 야이 미친놈 아니? 바르이 갑시다. 응, 그렇구나. 눈 감고도 깹니다. 영상 보라고? 이제 꺼버린다 그냥 이거 나 살까 그냥? 우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귀여운 마왕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s i r c o LED 마왕이 아니라 악마야. 아, 맞는데. 아, 악마야. 아, 맞는데래. 와 어이가 없어. 와 맞는데래. <laughs> 진짜. <laughs> 맞는. 캐릭터 이름 악마 맞는데 어떻게 알았지? 여러분 돈의 소리 두배 이벤트가 얼렸습니다. 지금 하면 게이득 보십니다. 호호. 깜짝이야. 저건 뭐냐고 왜 이렇게 빨라 얘네 아이고 보고 있던 거 깜빡했네 크크크 여기서 360도로 바로 무릎 베개 포 탔습니까? 나에 가오.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오 나이스. 아 개웃기네. 아니, 방제 좀 바꿔 다들 오해하잖아. 무인 감시포탑 설치! 제장전 님들 큰일 났음 나 화장실 갈 거야 야 개새끼야 던져 미친놈아 뭐가 있다는 거지? 이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. 얘들아,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